때 사진이랑 영상 조금씩 찍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사진 찍어드릴 수도 있고요. 오늘 3시간 동안 너무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세요. 読みますかお手手さんとか